등에 있는 이거 테이프 진짜 띄고 싶다 200kg? <laughs> 250kg? 저녁 못 먹겠지 가자 김치랑 간장게장도 남시고요 정도 남기시면 날치알 볶음밥 가능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케이블카? 아 멋있다 와 커피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고 싶은 아이템이었어. 올려가지. 아, 여기도 아씨 잘 붙였네 어? 이거는 어떻게 붙여야 되지? 여기다가 근데 여기 붙이니까 아닌 거요아 아니 뿌면 안돼 폰더 달았니? 오케이 좋았어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 1분 18초 정도 1분 18초 헛소리를 하고 있고 온로드 타이어 꼈으니까 지난번 1분 55초 이번에 1분 49초 out what you want to be good fo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et your affirmations happiness.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from the demons, yo. I never to the no, man. I Go. You got a mind, but even that could change You could flip the gray matter like some batter in your brain That's why they say, fake it till you make it A 어, 영암은 아쉽게도 많이 마지막에 했고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가 하반기 때 어, 인재랑 태백 쪽이랑 좀 퇴근하고 있어요 버스 하나!